2021년 2월 27일 여행 5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 바로미 어? 잠깐만 나 아까쯤 이쪽 들어왔는데? 여기에 답사, 아까 답사 왔을 때 여기 이쪽인데? 어? 뭐야? 어디서 얘 방금? 출입구가 여기 아, 아 깜짝이야. 아까 이 소리인가? 와 수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아, 수신이 여러분들 안에서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합니다 누구세요? 어? 누구? 누구 계십니까? 와이렇 씨발. 하지 마세요. 저기요. 쿠션이 괜찮은데 왜 방식 방풍이 되는 거야? 여러분들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아 부원에서 아 수신이 제가 수신 안 좋은 데는 알거든요. 여기가 안테나 표시 있잖아요. 수신 표시가 휴대폰마다 총 4칸 정도가 표시가 되는데 보증 거의 좀두칸 밑으로 는한 칸, 두 칸에서 막 방폭이 되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.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지금 세 칸에서 왔다 세 칸, 네 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아. 여러분들 현재 2층 2층에 있었거든요 잠깐만 3층 한번 가볼게요 죄송합니다. 이제 버프 없습니다. 우와! 어! 와 아, 뭐야 씨발 깜짝이야. 와! 아! 에. 저기요. 저기요. 어, 잠깐만, 잠깐만요. 잠깐! 아. 나오세요. 이제 그만해요. 이제 그만해요. 예? 이제 그만해요. 이제 그만해요. 어디냐고요? 와! 아! 뒤에서 건드렸다니까 나를 만졌단 게 뭐가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 제가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 뭐 느끼냐면 이전에 제가 호스피스를 갔을 때 호스피스를 두 번째로 갔을 때 앞에서 검은 형체가 다가오니까 제가 오히려 피하는 게 아니라 돌진해버렸죠 그래갖고 그래갖고 뭐가 빡 부딪혔거든요 아.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씨발, 발 부러질 것 같아. 어? 어? 어? 어? 아! 아! 아! 시청자 팍치고 올라오는데 수신 바람이 불어 눈이 와뭐 태풍이 불었어 뭐 했어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Oh.